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부시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차에서 나온 소렌토 R 2011년식 4륜 모델입니다 네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시원하게 한 번에 잘 걸리고요 네 엔진 사운드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 상태하고 엔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은 전체적으로 성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클리닝을 한 상태고요 엔진룸 차체 상태 사고 흔적이나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엔진 상태 좋고 엔진은 깨끗이 클리닝이 되어 있고요 차체 부식이나 사고 온적 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메인 스위치 고요 운전석 에어백 이시에 있는 거 블랙박스 이거 사진 내고 내릴게겠습니다 블랙박스 오디오 음료수 그거 음료수 자리모게요자 옵션은 이 정도가 있네요 실내 상태 실내 역시 깨끗하게 크림 세션을 항상 달아서 실내 실내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실 거예요 역시 기나 하고 흔적 없이 건가? 네. 전체적으로 차체는 무시 없고 사도 흔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차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트렁 내부 역시 약간의 차체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18년도 생산 제품이라 세구나 그렇요 18년도 생산 제품. 타이어는 맥장 모두 18년도 생산 제품으로 최근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거의 새 타이어나 다름없습니다. 기아차 소렌토 R 2011년식 4륜 모델 엔진 미션 상태 상당히 높고요 차체 역시 도식이나 사고 품적 없이 전체적으로 원래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또한 내장 모두 18년도 생산 제품으로 뭐새 타이어나 다름없어요. 군데군데 자는 기스 등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중이니까 문의 전화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